14분으로 알람 맞춰줘 먹어보나마나 음, 맛있겠지만 눈이 음, 돌입니다 음, 음. 맛있어 별로 안, 나. 어, 별로 짜지 않은데? 그러네요 응, 음, 얘랑 같이 먹으니까 음. 별로 안 짜. 음. 진짜 맛있다 어떻게 이런 맛을 내지? 제가 올릴게요 따라해보세요 네. B-2요. 네. 보이시죠? 어, 소고기 스테이크 저거 진짜 잘 먹을 거 같아 어딨어? 좋았어 우리는 애들을 훈련시킬 여러 가지를 샀어 훌륭해 개 입양할 준비가 돼 있습니까? 빠시! 슬라이스 치즈 어유 생각보다 뒤에가 없네 네. 여러분 이 제품을 구입하세요 그때 이거 네가 쓰면안 네가 먹었지? 그러니까 이거 두개 사야겠어 이거 또 숨겨놨을 때 먹을 수 있으니까 됐어. 80원? 이게 맛있더라 이것보다 음양 오픈 잠봉 음식 못 고르겠다 잠봉배를? 저희 잠봉배를 세트로요 잠봉배를 세트 하나고요 음료는 어떤 걸로 드릴까요? 있어. 이거 어떻게 먹는 거야? 한입에. 이렇게 어? 관자? 관자? 한 입에? 응, 한 입에다. 음! 진짜 맛있다. 음! 너무 맛있을 것 같아. 그러니까. 나 여기서 순분 처음 시켜봤는데. 아, 꽁, 째 치즈? 어. 꽁째 치즈를 충분히 섞어주세요. 카멜라이징. 음. 진짜 맛있어 <laughs> 진짜 맛있다 뭐야 어떻게 섞어야 되나? 그냥 먹으면 맛있을 것 같은데? 어 아빠 우와 완전 꾸덕해 특이한 매봐 뭐. 이건 안 먹어야겠지 이건 맛있을 것 같아 이거 껍질을 먹고 계란 야, 응? 잠봉베르? bóng hoa ừ. 뜯었어요 아니 나 뭔가 손맛이 손맛이 약간 이쁘 다시다 맛이야 그거는 그러니까 다시다가 없어서 그런 응 다시다를 안 넣었어 응. 이거 판매하고 싶어? 판매하고 싶어? 먹고 싶어? 우리 식탁에 올라올래? 이렇게 목피스크 어, 맞는 거 같은데? 응, 목피스크. 음, 그 그래. 어, 스크 뭐, 그 어, 나도 그거 봤어요. 직 사고 그다음 사료. 앉아. 맞네 사료. 앉아. 이렇게 살 게 많습니다. 너 내가 다 찍고 있다 으르렁 하는 거 여기 있었네 누리